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수원 화성에 있습니 <laughs> 화성행궁에 있습니다 이번 올해, 오늘은 날씨도 참 좋고 따뜻해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뭐 계획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,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 가아쉬우니까 역항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산행궁입니다 들어가 볼까? 지금 저는 지금 화상행구 쪽에서 자원문 쪽으로 왔습니다 어, 제가 이번에 갈 목적은 음 저기 열기구 보이시나? 저쪽이 열, 저기 멀리 보이는 열기구 쪽으로 향해서 열기구 쪽으로 갈 거예요 뭐 저기에서 정, 어, 시간이 되면 전망 보고 마칠 생각입니다 창문에 왔습니다 광화문에 왔는데 딱히 볼거 없네요 저는 지금 화 황문에 있습니다 아, 걷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차 와 진짜 시원하네 황문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음. 와. 아, 풍경 진짜 좋다 음, 아, 괜찮은 것 같아요 음, 음. 예쁘네 아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야 저는 방금 저기 멀리 있는 그 화성행궁에서 여기까지 한번 걸어왔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현재 시간은 4시 48분 아마 그 일몰 시간이 한 6시가 7시인가 그쯤 될 거예요 저는 아마 그때까지 여기 머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 연이 날린다 연 아, 연 날리고 싶다 가지고 버렸다 결국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번 날려봐야지 거리고좀 아픈 건데 생각할까? 연으로도 좀 찍을까요? 네. 그렇죠 야 예, 오늘 탈거 타어나서 열기가 처음 타보는데 괜찮아요 어 뜬다 뜬다 뜬다 아,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추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때는 불륜 갖고는 내리지 말아주시고 왜 저러는데? 오빠 오빠 오빠 많이 그렇게 소요? 그렇게 소요? 소리냐? 안에서 내일고 다닐 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있어야 되니까 금방 나. 이거 다른 데서 내려가 뒤에 건들 올라가서 찍어줄게 와 끝났다 어디로 가나 천만 명이 아닌데요 그렇죠. 네. 교로사를 면서 이제 아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일정 오늘 수원에 있던 일정은 오늘 이게 마지막이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쉬겠습니다. 그럼 바이.